저가 여러 가지 언어로 써있네요. 설명서. 딸이 심플이네요. 설명서 안 보면 큰일 나고 나컸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소리 아, 여기도 끝났습니다 보자 자 이제 뚜껑을 덮으면 완성 음, 대박 그런 다음에 아하 이게 남았구나 이게 뭔가 여기 네 개가 히든이 있네요 짠 저자질 이렇게 있네 아 이건 망치로 박아야 돼 이건 뭐지?